아 코아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씨, 아까는 원 때 레그 스입 잡더만 못 잡네 뭐. 오씨 지렸다 원투 원투 지성 오케이 내가 모른다 이거 모르는 거 맞아? 아니 연어를 진짜 잡아버렸지 뭐야